한 곡 뽑아 올리겠습니다 가끔 슈가가 저를 저의 상처를 치유해 줄 때가 있죠 아 설마 설마 오케이 내가 내가 더블 쳐줄게 잘잘 잘 모르지만 원래 마이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상처가 꽃이 밝혀도 매번 포기란 없어 때론 힘들어 놓고 싶은 대로 손을 바구 켜진 채로. 가라 렛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컸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에게 무서워 난이저이가 두려워 사람 어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난 지쳐서 왜 우리만의 운을 핥고 슬픔을 증해지고 살아가는 바보 좋은 눈을 감고 두 길은 막고 캄캄한 눈썹에 내 자신을 갔던 365일간 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쏠아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 맨날 허리끈에 방향 감당자를 길어지는 소리꾼 내 안에서 벌써 또 나랑 나왔어 그녀가 떠나갔지 내가 말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 너무나 두 매일 매일 누가 날 좋아해서 언제 돈이 맘에 문을 닫고 닥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바보 두 눈을 감고 종이를 밟고 깜깜한 속에 내 자신을 가둬 아, 이제 이제 이제 가야 돼. 아, 이거 이제 아, 가야 되 아, 아 이거야. 휘발초. 아,